아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는 솔로로 보내기 죽어도 실례 알바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도 만나야겠다. 흠? 흠? 자네, 우리와 함께 가족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? 네, 물론입니다. 내일부터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.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수진아. 어, 미연아. 수진아 인사해. 여기 새로 오신 서빙 알바분이셔. 뭐,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김진태라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잡담 말고 테이블부터 닦으세요. 곧 손님 들어오니까 예, 아, 네, 넵. 네. 왜 이렇게 초면에 꽈? 기분 나쁘게. 저기 진태 씨라 하셨죠? 테이블을 이렇게 닦으면 모퉁이 부분은 안 닦이잖아요. 아,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하, 진짜. 진태 씨, 일단 일로 오세요. 호스기 만져본 적 있으세요? 아, 저 처음입니다. 이 사람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? 네. 아, 됐고. 대충 알려드릴 테니 나머지는 유튜브 보고 찾아보던가 하세요. 아니, 아저씨, 이거 어?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? 저, 손님, 무슨 일이시죠? 아니, 이 아저씨가 10만원어치 나온 걸 글쎄 100만원으로 잘못 결제해놓고 취소도 못하고 어리버리 돼서 10분간 기다리고 있잖아요. 손님, 정말 죄송합니다. 진태씨, 이럴 땐 이걸 클릭하고 저걸 클릭하면 취소 처리돼요. 에여 드디어 들어왔네. 역시 이쁜 사람은 일 처리도 빠릿빠릿하고만요. 죄송합니다. 진태씨 상심해하지 마세요. 처음이니 그럴 수 있죠 뭐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미연아 오빠랑 사귈래? 오빠. 자 여기 오늘 새로운 서빙 알바 왔으니 다들 인사하고 잘 지내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싸 신빙이다 짬철이나 때려야지. 신입이시네요. 안녕하... 안녕하세요 응? 호곡 시성함이. 네 저는 송강준이라 합니다. 이름이 멋지시네요. 아 제가 먼저 테이블 닦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응? 이렇게 이렇게 닦으면 되세요. 어우, 한 번 보고 정말 잘하시네요. 오늘따라 수진 씨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? 강준 씨, 제가 포스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. 이거나, 씨발. 저 여우 같은 년. 하하하하하하. 강준 씨 마감은 힘드시죠? 아, 뭐, 그럭저럭 할만하네요. 강준 씨 오늘 첫날인데 고생하셨으니 나머지 진태 씨 시키고 여기 와서 좀 쉬세요. 진태 씨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. 뭐, 이해. 나는 첫날이고 오늘이고 항상 존나게 고생했는데. 네, 그러죠. 어? 수진씨, 혹시 강준씨랑 리언씨 오늘 왜 늦으시는지 아시나요? 걔네 관뒀어요. 예, 갑자기요? 둘이 뭐 갑자기 눈 맞아서 여행 간다고 아나도 몰라 묻지만 네가 알아봐. 네가 알아봐. 나도 오늘 관둘 거니까 묻지 마시라고요. 여보세요? 아니 진태야 미안한데 지금 하루 사이에 세명이 관둬서 내 입장이 너무 난처하단다. 진태야 다음 주말에 크리스마스에 손님들 많이 올 때 진태 너가 꼭 있어야 해. 넌 계속 남아 일할 거지? 면접 볼 때 가족같이 일한다고 했었잖아. 그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? 씨발